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키스미 촬영 현장에 왔고요 이제 첫 번째 옷을 입어보기 전에 한번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첫 번째 의상은 아 화이트 셔츠에 청바지인데 메이크업도 내추럴하고 캐주얼한 룩입니다 이제 입어볼까요? 네첫 번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청바지에 <laughs> 셔츠 아이라인 그리기 진짜 natural 메이크업 할 때 약간 화장 안 한 듯이 그냥 전망만 채우고 아나생얼이지 민낯이지 하는 게 예쁠 것 같네요 지금 두 번째 의상입니다 속눈썹과 아이라인을 이렇게 bold하게 한번 줘봤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look을 찍으러 가볼게요 네, 세 번째 의상입니다. 샤랄랄라, 샤랄랄라 쓰고요. 여기 이렇게 볼터치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젤 라이너를 굉장히 좋아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젤 라이너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. 아, 이거, 이거는 어. 어떤 샵을 가도 다 있어요. 아. 네, 이제 촬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스미!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사용한 제품은 어, 우리 Kiss Me의 prime 라인이고요 더 어, 고급진 라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튼이 넘치게 이거 커튼미 와